Hey. Hey, you got some? Yeah. I got my stuff here. Show me what you got. I got Kello. Alright, cool. Is that all you got? Yeah. Fuck off, man. you said Next that. time. You see me next time. 자, 잘 지내셨나요? 네. 뭐 하셨어요? 어제 봤는데 뭐뭐잘 네. 지냈죠 뭐. 요새 뭐 특별한 일 없어요? 그냥 약간 약에 빠져서 <coughs> 감기약에 빠져서. 아 그래요? 요새 네. 감기가 심하시다고. 네, 그 에어컨 아. 틀고 잤더니 감기가 심해서 여러분도 여름이라고 너무 에어컨 틀고 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건강을 항상 생각하면서 영양제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laughs> 그러시면 굉장한 헬시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Lead health. 리 헤어. 제가 왜 리필이라고 했냐면 오늘 바로 또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노래가 나왔죠? 방금 제가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어떤 노래가 나왔죠? 과연? 그 Lil Pump의 Drug Addicts Drug Addicts Addicts Addicted? Lil Pump 씨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drug을 저렇게 중독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처럼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테이킹 네. 페어? 약간 이런 느낌? 음.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Lil Pump, 드럭 어딕트 사실 우리가 릴펌프의 저번에 애쉬키릿이라는 노래 알죠? 네, 제가 애쉬키릿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우리 시끼릿! 시끼릿! 네, 우리 첩비보이가 합류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애쉬키릿을 한번 리액션을 해봤는데 네. 그때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한번 오늘도 첩비보이의 위키피디아 타임을 한번 가져보면서 Lil Pump에 대해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볼까요? 릴펌프 네, 보이시나요? 어. See that? 이분이 원래 풀네임이 게지 그라시아예요 게지? 그라시아 게지 가지? 그라시아 같이 그라시아 그라시아 멕시칸인가요? 약간 이게그 멕시칸 혈통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분이 제일 유명하게 된 계기는 바로 구찌 갱 때문에 그렇죠 구찌 갱 구찌 갱 구찌 갱 구찌 갱 네, 이분이 대단한 거는 2000년생이에요 심지어 2000년생이요? 에네 밀레니엄 베이비네? 네 밀레니엄 베이비인데 이분이 또 유명한 게 쉽게래 에스케릿 쉽게래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데드풀 2의 사운드트랙으로 올라 아 죽이죠 그 노래 네. 죽이죠 네 French Montana 뭐 간단한 건 그렇고 이분이 마이애미에서 태어났어요 <laughs> 마이애미에서 태어났어요 <laughs> 이거 이거 뭔가요 마이애미에서 태어났어요 마이애미에서 아네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 읽고 와가지고 아, 여기까지 오는데 서머리만 여기 읽었구나 네 여, 기까지 읽고 아, 오는데 오케이 오케이 프린트하는 날 깜빡하고 여기까지 안 읽고 스크린! 마이애미 마이애미 애쉬케레 예. 자 어쨌든 립펌프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오늘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마생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외치면서 외쳐볼까요? 립 액션 역시나 뿅뿅 비트 Start the day off with a pipe. Chill. 스컬스컬 I'ma show you how to live life. Chill. Ooh. Live life. Take a lot 저렇게 of 살아야 돼. don't think twice. Wow. I do this every day and all 스컬, night. 스컬, Ooh, 스컬. 가사가 안 들리네요 Full of drug drug addicts. Ho, full gangs. Full gang 아니 full gang. Dr- 아무튼 어다그 드럭 네. 에딕이라 그런 거야. 드럭 에딕스에 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음, 자기가 이렇게 사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근데 너무 병원에 있는 것 같아서 아플 것 같긴 네. 한데 뭐. 드럭. 저런 드럭들 많이 해보셨나요? 미국에 있을 때? 아니요, 저는 미국이 진짜 병원이 비싸서.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의료 시스템이 않았어. 비싸죠. 아 맞아요. 저도 않았어요. 캐나다 있을 때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도 되게 비싸거든요. 저 정도 산 거 보면 좀 돈이 많나 봐요, 확실히. 음. <laughs> 확실히. <laughs> 네. 어 그리고 참 머리가 독특하네요. 또 바꿨나 봐. 파인애플 스타일인데. 음. 파데바라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약간 요새 보면은 맥밀러 같지 않나요? 목소리가 약아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목소리가 맥밀러가 약간 이제 트랩하는 느낌? 음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음. 확실히 음. 한번 그럼 계속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Smoking since I was 11. o h 11. I've been popping since 11. Smoking since 11. 11? 그런 것 같은데? 말리를 아침으로 먹는다고? 아. God <laughs> 뭐야? 오! <laughs> 어, 오트밀인가요? <laughs> pill. 미국에는 간호사분들이 다 이르, 이르신가요? 간호사분. 아, 니 이러면 매일 병원 가 있죠. 돈이 <laughs> 무슨 중요가 있어요. 아, 그렇죠. 매일 아, 파져 어, 간호사분들이 한국도 좋지만 이런 간호사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병원 가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닥터 스트레인지 봤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요? 네. 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네, 이렇게 미모의 그 간호 간호사분들과 이런 Lil Pump의 그 약을 말아먹는 그런 그러니까 방금 가 충격적이에요. 벌에 그 시리얼 먹듯이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러진 않겠죠. 치리오스. 치리오스 아시죠? 네. 네. 가볼까요? 가볼까요? Got off on my s w e a t e I do this every Don't day, think twice. all Night. Ooh, ooh. Whole gang full of drug addicts. Chill. Whole gang full of drug addicts. Whole gang full of drug addicts. Full of drug addicts. Whole gang full of drug addicts. 정확한 거 아니에요? addicts. I just drink coffee. 어. 비트 좋아요. Ooh, ooh, ooh. Whole gang full of drug addicts. Let's get it! Game full of drug addict. Whole game full of drug addict. Woo, woo, woo. Full of drug addicts. Damn. You got that? Damn. 자, 이렇게 우리 신나는 릴펌프의 우리 drug addicts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라인이 계속 맴도네요. whole game full of drug addicts. 이게 계속 이제 귀에 맴돌 것 같아요. 네, 저도 맨날 이제 에스린만 하는데 이제 지겨우니까 이제 full gang, full gang, whole gang full of drug addicts. Full of drug addicts. 어, 어 이거 계속 할 것 같은데. 역시나 이 릴펌프는 항상 뭔가 스타일이 비슷하긴 하지만 내는 네. 노래마다 이게 굉장히 약간 같은 반복적인 부분을 마,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네. 가수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독적이고 네. 그게 나쁘지 않고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네, 저는 가사도 재밌어요. <laughs> 네, <laughs> 솔직히 그 영상도 <laughs> 뭐 시리얼을 먹, 먹는 걸 보면 네, 진짜 재밌게 잘 만든 거 진짜 가사 난잘 들리진 않았는데 대충 기억나는 게그 네. 자기 I've been smoking since he's 11? 맞아요 맞아요 11 때부터 하고 11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고? 네 맞아요 smoking 음, 그리고 아팝 말리 for the breakfast인가? Molly가 그거잖아요. 주악 중에 하나. 네. 그럼 뭐 맨날 약만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 아니 뭐, 뭐 이런 식으로 swagging 하는 거. 네, swagging 하는 거겠죠. 뭐 매일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이런 swagging 하의 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노래도 사실 네. 픽션이 네. 중요해요. 이런 그쵸. 그런 컨셉. 그쵸. 컨셉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Lil Pump가 사람들이 뭐 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존중합니다. respect합니다. 좋은 음악이에요. 네, 뭐 그분이 그렇게 저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네. 뭐 근데 뭐 노래는 굉장히 좋아요. 재밌잖아요. 뭐 저기 뭐야 병원 가가지고 약 시리얼처럼 말아먹고 하는 게 재미, 재밌어 보이니까 하지만 따라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감기 들면서 약을 먹어봤는데 약을 먹는 것도 굉장히 귀찮고 몽롱한 게 좋아요? 아니요. 졸려요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이제 요번 주 주말부터 중국을 갑니다 베이징 보이 베이징 가시나요? 아니면 어디 가시나요? 장가계라고 네 저기 그 아바타 알죠 영화 에버터 어, 아바타의 배경이 된 그런 곳이거든요 아 거기 네. 가시는 거예요? 네 거기.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막 또르꼬막토처럼 그 새처럼 어. 그 광경을 네네. 보시는 건가요? 네, 한번 담아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그런 토르크막토 같은 스타일을 토르크막토 가 있을 동안 몸조리 잘하시고 저를 너무 그리워해 주세요. 알겠죠? 월클이자. What the fuck? 음, 잘이게자 <laughs> 그럼 오늘 어, Lil Pump의 Drug Addicts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셉과 네, 재밌는 노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외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action.